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하차설이 제기됐다. 가수 김종민과 기상캐스터 황미나는 지난달 10일 제주도 여행을 함께 떠난 후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종미나 커플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두 사람의 줄어든 방송 분량은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101간의 계약 연애를 끝내고 1년 동안 공개 연애를 통해 만남을 이어가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다. 특히 김종민은 공개 연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어느 순간 황미나를 향한 적극적인 애정을 드 런에 더욱 주목받았다. 방송 후 항상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의 약 한 달 동안에 방송 불량 실종의 놀이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고주원, 정영주 등 새로운 인물들이 투입되며 자연스럽게 하차한 것이라는 하차설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다. 결별했을 것이라는 결별설까지 생겨났다. 누리꾼들은 아무 언급 없이 안 나오는 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커플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많은데 보고 싶은 종. 미나 커플인데 왜 안 나오나요? 실제로 사귀면 조용. 히 사귀고 싶다더니 진짜 사귀는 건가? 김종민 씨. 다 바빠서 그런가? 제작진들이 말해줬으면 하차면. 하차 사귀면 사귄다고. 종미나 커플 왜 안 나오는 거야. 제일 응원하는 커플인데 김종민 황미나 커플 하차인 가요. 몇 주 전부터 안 나오던데 차라리 진짜사. 귀여서 안 나오는 거면 좋겠네요. 헤어졌나? 내 네, 안. 나오지 등 다양한 반응으로 궁금해했다. 한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잇 고 지내던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가상현 애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며 화제가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연애의 막 김종민과 황민아가 이별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종민아 커 플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과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 이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연애의 막 16회 방송분에서 종민아 커플은 2019년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제주도 여행길을 올랐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추운 날씨에도 오픈카를 만끽하는 엉뚱함 아름다운 귤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고 즐기는 알콩달콩함,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공유하는 애틋함을 펼쳐내며 한껏 깊이 있게 다가서는 순. 단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10일 오늘 방송될 연애의 맛을 서는 김. 종민의 흑심이 폭발하고 황미나의 밤새 멸정이 가동된 채 주도에서의 첫날 밤이 펼쳐진다. 종미나 제주로든 이타는 쌈을 싸주느라 판건멀 뭐. 지 말라고 걱정하느라 바쁜 김종민과 황미나의 흑돼지 먹방으로 시작됐던 상황. 그때 마침 종민 피셜. 제주도 전문가인 절친 정준영이 김종민의 지원 사격을 위 해소환. 제주도 일출 명소를 묻는 김종민에게 서쪽으로 가요라고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그러나 김종민은 아랑곳 없이 황미나 자랑을 시전하는 팔불출 종민의 면모를 발산했고 이에 정준영은 계획 속해서 미나 씨를 찾는 모습으로 김종민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종미나 제주로드의 밤이 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김종민 황미나는 어느새 애칭을 부르며 그땅에 달달함을 드리웠다. 더욱이 미미와 종종이 연발되는 가운데 김종민 은 여전히 황미나의 방에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더 이후 김종민의 아지란 샤워 신과 박력 만발 스킨케어 가 이어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황미나는 종륵대로 변신한 김종민의 마음도 모른 채 맥주와 함께 밤새도록 다른 것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불살랐던 상태. 스튜디오의 신지는 중독 증세라며 놀라워했고 MC 박나래는 밤새 저러고 있던 거냐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밤을 새버린 종미나 커플이 무사히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밤, 서로에 대한 애칭을 부르게 된 두 사람이 더욱 즐겁고 과감한 추억들을 쌓아 가게 된다라며 무엇보다 정준영의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든든한 지원 사격,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 두 사람을 더욱 무르익게 만들었다. 연애의 절정을 이룰 종미나 제주로드 2탄의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연애의 맛을 통해 처음 만났다. 1화부터 출연해 창립 멤버와 같았던 이들은 배우잇. 필모와 서수연 커플의 결혼 소식 및 새로운 커플들의 출. 연에 밀려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이후 이들 커플의 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자일부 시청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애의 막 제작진은 김종민, 황미나 커플 분량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차 등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